그렇지. 따다닥 딱 그렇지. 따다닥 밀고 따닥 그렇지 딱. 헷 오케이. 옆으로 확 디뎌. 딱 그렇지 오케이 그 그렇지. one, two, one 나가야 돼. 그렇지, 오케이. 잘했어. 쭉 땅. 하나, one, two. 그렇지, good. 땅. 그렇지, 오케이. 흔들고. one 다시 들어가. 하고, 밀어. 그렇지, 오케이. 잘했어. 하고 밀어 나가야 돼 그냥 그렇지 오케이 그 잘했어 그러면 warm-up 할 건데 오늘은 수로 언더 수로 언더 우리 저번에 한 거야 다리가 앞으로 빠지고 하나 둘 하나 둘 칠 거거든 스텝 똑같이 맞추는데 이거를 그냥 size-up이라고 해 그냥 디펜스를 이제 hesitation을 할 때 긴장감을 주잖아 갑자기 계속 약간 몸집을 크게 만들어서 위협하듯이 처음에는 앞에 보고 스텝이 중요하거든 처음에 왼손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 할 때 박자가 정확히 맞아줘야 뒷발도 따라간다 그래서 박자만 맞춰서 앞에 보고 한번 가볼게 이제 자 이번에는 through cross가 돼 그러면 하나 둘 감아치는 거야 공을 칠 때 공이 감아칠 때 너무 수비 쪽으로 앞으로 나오지 말고 무릎을 감아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? 끌어올 거야 자 준비 시작 자 이제 스텝으로 hesitation 하는데 스텝은 이렇게 될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따다다 다 이게 때 반대발이 들어와 원투 원투 따다닥딱 하나 둘 하나 둘 따다닥딱 그렇지 땅 따다닥 자 이번에는 아예 발이 빠져서 하고 멈출 거야 오케이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따다닥 밀고 따닥 그렇지 또 바로 이어서 하나 둘 하나 둘 따다닥닥 하나 둘 오케이 last 한 바퀴 어 하나 둘 하나 둘따다닥닥 하나 둘 오케이 또 자 one, two. 따다닥 하고 넘어가 따닥 오케이 그 잘했어 자 이번에는 바로 그냥 땅 뜰 거야 몸을 그래서 lift가 돼 그러니까 수로 언더에서 바로 leg lift가 되는 거야 하고 멈출 거야 그렇지? 해볼게 뜨고 따닥 one 하나 둘이 되는 거지 go. 딱 하나 둘 그렇지 그럼 반대로 또두 이제 또 one two 길게 때려 이제 crossover last 하나 둘딱 헷! 오케이 이제 toe tap이야 toe tap 처음에 하나 둘 치고 이 발로 딱 딛고 그 다음에 cross가 돼 할때 그래서 처음에는 앞쪽으로 나가지 말고 옆쪽으로 찍어 칠 때 오케이? 자 한번 가볼게 해. 그치 그때 왼발은 붙어있고 오른발만 딱딱 그렇지 탁딱 그렇지 자 또 반대 할 때 이게 더 확실하게 수비를 속이려면 이 왼발이 좀 덜 떨어지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해 발이 끌리는 것보다 이게 확실히 심어주려면 아예 붙어서 차고 나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이야 자 반대로 두 번만 해 옆으로 확 디뎌 딱 그렇지 오케이 그 잘했어요 자자이토 투샷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까 부분 연습했었던 거 할 거야 볼을 잡고 왼손으로 one 드립을 치고 스로 언더가 시작돼 하나 둘 치고 수비가 그럼그 박자에 맞춰지잖아 스텝 때문에 너는 갑자기 타이밍을 뺏어서 확 들어갈 거야 처음에 one 드립을 하나 둘 치고 수가 긴장했을 때 치고 들어갈 거야 타이밍 뺏어서 그때 스와이프까지 쓰자고 할 때 딱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이게 이게 수비 이게 스와이프 쓸 때 수비의 팔을 이게 렇 낚아채는 느낌이 아니고 수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아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뒤집어서 갈고리를 그 걸기만 하면 돼 건다고 생각하고 자 해볼게 타이밍만 뺏어봐 해 그렇지 오케이, 그 잘했어요. 수로 언더하고 수로 크로스 했잖아. 어, 그래서 하나, 둘, 따, 딱, 딱 들어갈 거야. 빼서, 그지? 한번 해봐, 혼자서. 그렇지, 그 잘했어. 잘했는데 우리가 지금 몸을 띄울 필요는 없어. 따, 딱, 뜨고 잡지 말고 그냥 차고 나갈 거야 타이밍만 뺏어서 그리고 이게 size-up 할 때 몸이 좀 움직이면 좋아 그냥 가만히 치지 말고 툭툭 툭툭 몸이 다 움직여줘봐 할 때 자 one, two, one, two, one 나가야 돼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good. 자, 이번에는 하나, 둘 하나, 둘 칠 때 항상 몸이, 발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말고 약간 사선으로 움직여주고 하고 cross 그 다음에 하고 원드립을 쳤잖아 이때 디펜스가 스틸 나온다고 생각하고 스핀 드리블까지만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땅 돌 거야 나갈 때 레이업까지. 천천히 하고 쪽 땅 원 네. 이게 라인이 우리가 스틸을 나오는 위치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스핀 도는 게 아니고 돌았으면 대각선상으로 튀어면 좋아 할 때쭉당 하나 one two. 그렇지 good. 이번에는 foot switch. 하나 둘 하나 할 때 발이 수비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 바로 바뀔 거야 자르고 들어갈 거야 할 때 발이 바뀌어서 처음에 오른쪽으로 수비를 몰아 해봐 땅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good good. 하나 둘 하나 둘 반대로 그렇지 오케이 nice. good. 나가 오케이 good. 자, 이제 hesitation 스텝. 아까 한 거 있잖아 이런 식이 될 거거든 타이밍이 이제 수비를 size-up을 좀 더 크게 했잖아 지금 우리가 하나 둘 흔들고 one 다시 들어가자 잘라서 그지 타이밍 뺏어서 해볼게 하나 둘 따다닥닥 따날락 그렇지 후 나가야 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나갔잖아 스와이프 쓰고 나서 공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지 다시 이걸 밀 거야 그래서 터치하고 under drag까지 돼 하나 둘할 때 손이 나오잖아 수비손이 나오고 걸었어 그지 걸렸는데 제대로 안 걸려서 얘가 지금 따라올 거 아니야 따라와 지금 팔이 이렇게 나와서 맨날 얘기하듯이 이렇게 나와서 swipe 한 게 아니고 손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고 내가 지금 걸렸어 손이 뒤에 있잖아 이러면 얘가 따라오지 따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걸고 이렇게 그지 살짝 끊어주면 돼 그래서 끊고 드래그하고 던질 거야 그지? 하고 밀어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이게 우리가 오펜드 연습을 맨날 많이 하는 게 뭔가 쓰고 나서 빨리 공을 잡아야 되잖아 왼손으로 밀고 다시 왼손으로 잡아야 되잖아 빨리 와야 돼 손이 다시 그렇지 밀어 오케이 오케이 그 잘했어 스와이프가 자연스럽게 되면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수비를 이끈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바로 들어갈 거야 자로 올라갈 거야 이제 스와이프 써서 하고 밀어 나가야 돼 그냥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 요 똑같이 해가지고 아까 우리 warm up 할때 했던 거 one, two, 따다다닥, 땅 크로스오버가 될 거야, 그렇지 lift drop 하자마자 퉁 끌어서 때려 그렇지 오케이 이제 size up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3포인트 라인 앞까지 들어오진 마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게임 상황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size up을 한다 고해도 여기까지 들어올 리는 없잖아 수비가 여기까지 처지진 않잖아 이제 거기서부터 밀고 들어올 거야 해볼게 해 그렇지 오케이 그 잘했어 wow. 자 자유투 원샷 쏘고 물 먹고 오케이 자물 간단히 먹고 잘했어